좋아요와 구독 아! 아! 아! <laughs> 어, 어, 마이크 테스트. 돌잡이 저것도 말 고쳐야겠다. 천분청이라고 해야 되는데. 자,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아. 이런 거본거본거 같은데 <laughs> 무서워라 아 놀래라 아 걔네 걔네 놀랬네 <laughs> 뒤로 간다 <laughs> 아 이거 봤, 봤냐? 가자 우지로 가자 어, 나쁘지 않지 우지 우지로 산옥에서 치킨 먹던 적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 벌써 더 옷 갈아입어야겠다 <laughs> 방송 때 이렇게 두꺼운 옷을 못 입겠어 <laughs> 미안합니다 원래 이 미션은 30명 남았을 때부터 재밌습니다 앞부분은 시간 죽이기에 너무 파밍을 안 했다 와, 한 명만 잡으면 돼. <laughs> 아니? 있는지 몰랐는데. 한 명. 단 한 명. 그치? 한 명만 잡으면 돼. 삼조끼 나 있어? 뚝배기 나 있어? 들어가자. 집으로 붙으려고 했는데 전부한테 죽기 싫다. 뒤 보면서 들어가자. 집중하자. 골프야, 집중하자. 나, 내가 나 1등 못 할 것 같지 않지 않아? 나는 항상 총한자례 들면 무조건 1등 할 것 같다 느낌 풀 파밍 했을 때보다 돌잡이가 치킨을 더 잘 먹어 엄청 집중해가지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건너가야 된다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로 건너가면은 여기서 고비가 올 것 같고 이 라인 따라서 여기로 올라가고 싶은데 가능한가? 그래 결심했어 <laughs>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아까 2층에 가야 된다 발소리가 안 나는 거 봐서 주변에 없는 거 같은데 여기는 건너기 힘들 것 같으니까 여기서 건너야겠지? 잘 쓴다 그치? 안돼 네, 무서워 아! 뭐야 이 생존이야? 아, 근데 오생존인데 왜 자꾸 나만 괴롭혀 나쁜 자식 어떻게 나갈 건데 확인하고 한개 남았는데 술탄 오면 어떡해 걸리거든 어떡하냐 이거 저기 있다 셋넷아 네. 깰걸 전혀 못 먹을 것 같은 탕이었는데 나이스. 아, 한글로 쉬운 타니 되게 너무 감사합니다.